빠까빠까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단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하나 둘셋 투더볼 유네 스트 안녕하세요 스트릭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랜만인 만큼 저희 먼저 왼쪽에 있는 멤버부터 차례대로 인사를 먼저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정우 네 안녕하세요. 잔이도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헤이. 전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아, 아닙니다. 아, 정, 아, 정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태민이도 돌아왔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유타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찬이는 또 왔습니다 와 해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크도 돌아왔습니다 마크 아. 안녕하세요 테일입니다 와우. 네 지난 1월 27일 127 데이 후로 오랜만에 찾아오는 스페셜 브이라이브예요 시즌들 잘 지냈죠? 예. 네. 1, 2, 7데이 때 했던 스페셜 브이라이브 때는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었지만 아. 전화 연결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완전 체인 아홉 명으로 방송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너무 기쁘니까 <laughs> 좋아요. 좋네요. 좋아요. 아, 얼른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고 늘 생각만 해왔는데 이제 정말 컴백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설레기도 하고 왕. 떨리기도 하네요. 맞아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특별한 얼. 날에만 조, 찾아오는 스페셜 비라이브인 만큼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이유가 있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제목처럼 오늘만큼은 스포일러 127이 되어서 예. 정규 3집 스티커에 대한 스포를 마음껏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예. 마음껏. 아, 저도 저희가 어떤 스포를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시즌이들이 궁금해하는 건 다 풀고 갈 테니까 방송 끝까지 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브이앱을 하면서 스포를 하긴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스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유타! 유타, 유타 아마 유타 아닐까요? 네, 유타. 네, 아무래도 제가 17이라는 거를 밝혔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laughs> 합니다. 네, 그때 저는 진짜 마크랑 같이 있었는데 <laughs>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도 안 믿겼어요. 네. 사실 뭐 17이라고 저는 나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린 오래 알았으니까. 네. 음. 저 귀여웠어요. 땡큐. 혹시 뭔가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스포 같은 게 있나요, 여러분? 혹시 1 7이요 했던 스포 그거 말고도. 17. 어? 저는 아. 네. 그, 그 같은 그 B앱에서 그 끝말잇기 했는데 맞아요, 쓰가 맞아요. 나오는데 내가 스티커 했어 잘했어 아, 아,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아, 그 전에는 또 해찬이가 그 레모네이드를 아, 또 많이 음, 좋아하는 음료로 맞아 맞아 네. 했었어 네, 아,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음, 역시 센스 어. 음. <laughs> <laughs> 솔직히 사실 저희가 또 굉장히 스포를 하고 싶었는데 음. 네. 오늘 진짜 오늘까지 많이 참아왔던 것 같아요 다들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V앱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쵸, 생각을 나를 잡고 네. 해보자 네. 나를 잡고 거죠? 해보자죠 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스포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고요 어. 저희의 근황도 되돌아보는 코너가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투데이 자정에 공개되었던 프로모션 캘린더랑 또 무드 샘플로 영상 다들 보셨나요? 봤어요. 네. 네, 네 시리들이랑 다시 한번 프로모션 캘린더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된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시진이 분들이 많이 왔는지 우리 댓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 애교 플리즈. 이해찬 머리 왜 이렇게 예뻐? <laughs> 해찬이 귀여워요. 인지오. 잔공주. 정이를 사랑하는 양동독 물주먹. 오. 잔이 책장 미친다. 127 컴백이다. K-팝 긴장해. 오. 와우. 김장. 앨범 사양. 김장해. 앨범 사양? 근황 스포 귀여워요. 애들 오늘 127 오늘 진짜 예쁘다. 시간표가 너무 강렬했어요. 키키키키키. 강렬하죠. 어 강렬. 색깔이 약간 눈에 쨍하게 들어오긴 하더라. 네. 약간 메이츠. 지금도 계속 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약 눈이 좀 아프긴 하더라. 쨍하고 했던 날이네. 고영이 왕비아님. 애교 플리즈 교영이 왕자님 애교 플리즈 애교 플리즈는 본 적이 없는데 약간 다들 그냥 거기 하... 그러네 재현이 얼, 얼굴 미쳤냐 재현이, 재현이 너무 귀엽다 재현이 원샷 재현이, 미쳤냐. 재현이 얼굴 미쳤냐 재현이 원샷 너네요 미쳤니? <laughs> 얘들아 보고 싶었어 얘들아 보고 싶었어 우리도 보고 싶었어 얘들아 나 앨범 사줘 <laughs> 댓글로 우리도 사야죠. 아, 우리도 사야지. 시즌이들이 한 샘플러 크로마키 봤어? 그쵸. 아, 저희 맞아요, 어제 맞아요. 자정에 티저 나왔는데 네. 이게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저희가 맞아. 어제 보니까 어디든 가고 있더라고요. 뭐. 회사도 네. 몰랐을 걸. 광야도 가고 있고. 진짜. 어, 저는 거기에 CG라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나도. 네. 나도 우리도 사실 그쵸. 어. 근데 맞아, 맞아. 근데 팬들이 대신 넣어주셨던 것 아, 같아요. 막 그러니까. 광야도 갔다가 어. 맥도날드 아 갔다가 우리 그것도 있어. 그 스폰지밥도 그 만나러 갔다가. 첫 컴백 무대 전국 노래자랑에서 하는 크로마키도 있어. 맞아 <laughs> 아, 진짜. 진짜? 아 난 그건 봤어. 그 유타가 또. 옷이 그 색깔이랑 똑같아가지고 <laughs> 유타 몸도 함께 아 진짜 아, 초록색 네 아니 그래 그. 그런 그런 합성도 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예능을 많이 안 나갔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땡이라든지 아 뭐, 거기 에 합성됐구나. 어, 거, 이제 어, 거 이제 어, 그 어, 모습을 아. 보고 싶으시다고 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성을 하, 해주셨던 맞아, 맞아. 게 있었는데 맞아. 저희도 어, 뭐 이번 활동은 잘은 모르 아직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 여러분들에게 127의 어, 예능 인스러운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저 네. 네. NCT 라이프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어. 그치 사실은 우리가 <laughs> 정말 리얼리티만 리얼리티만 아, 너무 많이 찍었어. 진짜 한 50편 찍은 거 아니야? 아, 어? 이번에 그 NCT의 그 예고에서 그 정우를 맞그 봤어 다? 아 맞아 뉴페이스. 어 정우를 마지막에 아직 아직 이해 뭐 아직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했는데 걔도 기억이 나. 첫 아, 우리도 첫... 알아가고 있는 중이 맞아 알아가고 있는 중. 아직 모르겠어. 있는 중이다. 진짜. 어. <laughs> 몇 년째지 우리? 아무튼 네. 네 정말 많은 시즈니들이 또 방송을 보러 와주셨는데요 틈틈이 댓글 볼 네. 테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굉장히 자연스어요 맞습니다 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스타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레디된 코너는 NCT 127 Record입니다. w o 네, 제 옆에 엘리트 스타그램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Wow. 어, 정규 2집 리패키지 활동이 끝난 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NCT 127의 주요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MC다. 어, 야, MC다. 아, 네. MC다. 역시 미소천사. 역시 미... 아, 네. <laughs> 첫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저희의 그 인스타그램 어, 그램. 아 약간 저희 히스토리네요. 히스토리가 맞 담겨 있는 약간 네. 보시면은 네. 어, 여기다 두고 볼게요. 네. 어, 2000 20년 7월 5일 날 이 DJ 셋 라이브 써니사이드 아, 업. 네. 아, 그거 안, 시즌 2안 하나요? 써니사이드 네? 시즌 2 그러게요. 아, 네, 보고 싶네요. 아, 근데 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바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마크랑 나는 그래도 저는 그래도 계속 오. 음악 작업을 꾸준히 하는 right. 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잔이 형과 마크의 써니사이드 업이 있었고요. 자, 구, 와이공2020 같은 해 9월 21년 아 9월 21일에는 NCT 2020 레조넌스 파트 1이 아... 이렇게 또 하게 아, 되었죠. 네. 아 예. 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솔로 앨범인가요? 거난 <laughs> 저게 저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 아, 이거 이거 있어. 아 옆에. 옆에. 옆에. 이거? 네 아시아 아시아 송 페스티벌 도영 네. MC 아, 네. 아, 경주를 10월 10일, 다어 네. 아, 아, 음. 기억난다. 경주를 다녔 그리고 또 도영 형이 또 이제 있는 저때 인스타그램 오픈을 했습니다. 아, 네. <laughs> 인스타그램 첫 업로드. 아, 진짜 덥네요. 네. 진짜 바쁘다, 너 영화. <laughs> 여기에 주인공이네. 네, 네. 주인공이네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11월 20일에는 파트 2. 파트 2가 나왔네요. 레조넌스 네, 파트 2. 그러네요.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저희 SCTV 뭐야? 어워드 2020 잠깐만 이게 뭐죠? 이거 일본 아닌데? 네, 그거 그 SCTV? SCTV? 아, 아, 아,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어제였잖아. 어, 아, 맞아. 아, 아 맞아. 이렇게. 우리 그때 하는 게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그때 이렇게 페이지?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일이 형 인스타인가요? 자, 테일이 형 인스타다. <laughs> 이렇게 내려올게요. 11월 29일에는 2020 AAA가 있었고요. 아, 이 사진 기억해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기억해. 일, 어, 2021년 1월 1일에는 SM타운 라이브 컬처 휴머니티 음, 어, SM타운 5시간 했던 거 네. 그리고 <laughs> 그랬네. 1월 <laughs> 10일에는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있었고요 어. 네. 그리고 1월 25일에는 영웅 뮤직비디오 아, 1억, 1억, 뷰 돌파 이억 뷰, 그리고 마크의 인스타그램 첫 업로드가 1월 25일 날 아, 귀여워 진짜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 팔로워 1천만 돌파. 와. 1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아, 오. 네. 운명적이네. 네,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미니 앨범 러브 올리기 아, 2월 17일 날. 러브. 네, 그리고 NCT 인스타그램 첫 업로드가 평. 태용이 형의 인스타그램 2월 18일 제 생일 하루 전날에 여. <laughs> 그러네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네, 예요 포인트였어요. 네. 그리고 3월 14일 날에는 맨즈논노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했었다, 했었다. 네, 맞다. 네, 그리고 3월 29일에는 엘리 제팬 비하인드. 비하인드. 아, 아. 비하인드가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 때 우리가 옷 색깔이 그거 과일 색깔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아, 네. 우리끼리 막 레몬 막 자몽 막 이러면서 했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내가 머스타드였던 거 같아. 맞아, 너가 머스타드. 저도 머스타드였어요. 거의 머스타드였어? 아, 저는 레몬이, 레몬이었어 아. 네, 그리고 6월 4일에는 NCT 127 아메바 컬처의 어. 세이브가 발매가 되네요. Saving you, saving 미래의 기억. 자, 이제 빅 이벤트가 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와. 네, 7월 6일에는 그 테일 형의 인스타그램. 자, 여러분 박수. 와, 뭐, 뭐, 예. 닉네임 누가 지었어? 되게 잘 만들었어. 뭐, 오늘. 네. 아, 형, 근데 이거 필터 못쓴 거야? 아? <laughs> 필터 못쓴 거야? 이날은 저도 기억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날이 저희의 이제 팬미팅 그 날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몇 몇 주년이었죠? 아,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쵸, 그쵸, 그쵸. 그때 이제 테일이 형이 리허설, 리허설 할 때. 대기실에서 어떻게 할까 맞아. 버블로 먼저 공개를 맞아, 하고 그 다음에 올릴까 아니면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와 네. 되게 잘 지었어 그때 이름을 뭘로 할까 맞아 그 이름을 그아이 원래, 맞아, 맞아, 맞아. 원래 원래 공개해서 팔로우 해가지고 알리려고 했는데 잔이 형이 먼저 해버려가지고 맞아 맞아 알았어 맞아, 맞아. 그 뭐지 좋아요 못 참지 어, 어. 어 맞아, 못 참지 자 넥스트 넥스 그리고 자 7월 7일에는 태용 형의 어 7월 7일 5, 5주년 아 뭐야 팬미팅 아니야? 맞아 맞아 팬미팅이다 저게 5주년 팬미팅. 애니버서리 어. 예. 음. 기념 네. 팬미팅 네. 기념 팬미팅 음. 어, 음. 그리고 7월 17일에는 아, 도영 마리아 앙투아네트 첫 공연 어. 네. 아저 여기 풀 에피소드 있어요 나못 네, 가서 말씀해 주세요 <laughs> 사실 그때 팬들한테 얘기를 못했는데 재현이가 커피를 쐈어요 아한 스태프분들이 한 100명 좀 넘게 있었는데 네. 네, 스틱 그래가지고 진짜 몰랐거든요 저 그래서 약간 감동받았어요. 아 뭐야? 아 뭐야? 스티커 붙어 있었거든. 그래서 약간 놀랐어요. 네. 이제야 얘기하네요 멋있다. 제가. 아 뭐야? 둘이 뭐야? <laughs> 별거 아니에요. <laughs> 재현이 그렇죠? 그, 아니 근데 진짜 형. 근데 내가 유일하게 보내주지. 아니 근데. 그게, 아니 그래서 아니, 그게, 도영 형이 진짜 원했단 말이야. 느꼈어. 나는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았어도 한번 보낼 생각이었어가지고. 이게 보통 다른 멤버가 뭐 하면 도영이가 막 다 우리 집합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아 집합 시켜 내가 모집? 아 그러니까 카톡방에 그치, 모아 그치, 그치. 모아가지고 어. 다 하는데 이번에는 재현이가 알아서 아, 다 했네. 음. 감동받았습니다 한편. 네. 아. 자 그리고 어. 8월 맞다. 14일에는 맞다. 저, 저의 쇼 음악 중심 와우. MC 네. MC M to the 아. C 네. 와우. 무대가 있었고요 <laughs> 이때가 이제 와우. 저에게 있어서 첫 어, 개인 스케줄이자 어, 와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막 저희 멤버들이 어, 커피도 보내주고 도영 형이 이제 커피도 이게 렇 직접 형의 카드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음. 맛있는 거 먹으라고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크의 프리미엄 도시락. 네. 네, 그거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짜 제가 마크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맞아요. 맛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어, 해찬이의 아, 장어덮밥. 네, 해찬이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아, 해찬이가. 네. <laughs> 해찬이. 근데 마지막에 나왔네. 아, 야 원래 마지막이 주인공인 거야. 어? 주인공인 거야. 어? 아니, 아, 잘. 아, 그래? 요 그거 얘기해야지. 뭐? 내 거 얘기해야지. 아, 형 거? 어. 형거 뭐였지? 하트 아, 이제 또 사줄 거라고? 아, 아, 형이 네, 카톡 네. 보내줬잖아. 어, 카톡 보내줬잖아. <laughs> 얘기해. 네, 형이 카톡. 아, 카톡. 우와, 나 카톡 받았었구나. 아, 나 카톡 받았었구나. 암튼 네. 그렇게 뭔가 멤버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서 정, 말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와. 오케이. 이제 넥스트. 넥스트 미션 어.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미션이 적혀 있고요 또 아 미션 미션은요 앞, 이 미션 앞에 네. 거죠 <laughs> 아 미션이 앞에 아니 미션은 오늘 이제 죠 네. 저 미션은 이제 딱히 원래는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 네네네. 네, 피드에 네. 그래서 네. 저 미션은 오늘의 TMI를 각자 오. 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의 TMI를 말해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정우는 이제 태용의 TMI를 맞아, 태용이 형의 TMI를 알려주는 거고 이렇게 옆에 사람? 네, 네 옆에 사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돌아가서 마지막 잔이 형이 나한테. 야스, 야스, 야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하는 건가요? 네. 네. 태용 형의 TMI를 제가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형을 봤는데 나 봤어? 형 봤잖아요, 숙소. 아침에? 네. <laughs> 아침에 나 7시에 나갔는데. 아니, 아니. 아, 이거 아, 이제 아, 오후에? 오후, 아, 아, 오후에. 아, 오후에구나. 그때 봤는데 형이 피곤해했어요. 진짜 아, 피곤할 만했어. 투머치. 아, 내 네. 아, 네. 오늘 스케줄 일찍 시작해서 피곤할 아, 만했어. 아, 어, 그러네.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그러니까 눈 이렇게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형이 이렇게 또 어,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던 게 음. 형이 아형 많이 피곤하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그래서 <laughs> 힘을 줘야겠다. 아, 예. 예. 예상치 어, 못했다. 태용이 형이 말한 재현이의 TMI. 아 오케이. 어제 어제 새벽에 이제 잠이 안 와서 게임 한 판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재현이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음. 형 혼자 하고 있어?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재현이도 같이 이제 저랑 같은 게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 진짜? 어제 게임. 게임을 해서 저희가 치킨을 먹고 딱 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뭐야, 네. 뭐야 아, 오늘 깔아야겠다. 한 그 있잖아요. 너무 게임 오랜만에 해서 그 아이디가 비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를 다시 시켜서 다시 오랜만에 게임을 좀 즐겼습니다. 아. 그 재현이가 말하는 해찬이의 TMI는 해찬이가 그 오늘 머리를 볶아가지고 머리색이 좀 빠졌어요. 뒤쪽이. <laughs> 뒤쪽이? 아, 앞쪽에 비해서 그러면 뒤쪽이 좀 빠졌어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뒤쪽이 더 베이지색으로 빠지고 이제 이 옆쪽이 앞쪽이 좀 더 핑크가 남아 있는. 그라데이션이네. 어. 그러네. 네. 지금 약간 헤어 모델 같았어 <laughs> 자 다음 태희 형의 네. 개나. 그러니까 형은 형 오늘 커피를 마셨잖아. 음 마셨지. 어. 근데 다 안 마셨어. 어... 그랬나? <laughs> 다 안 마셨어. 아, 다 안 마셨다. 어, 조금 남아있었어. 그쵸. 응. <laughs> 네? 어, 미안, 패스. 진짜 없었어. <laughs> 커피를 다 안 마셨고요. 저는 우선 마크 TMI. 어, 아 마크 TMI는 이렇게 귀엽죠? 있나? 있어? 아, 요즘 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laughs> 맞아요. 죽을 죽만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나 진짜 어... 오늘 진짜 오랜만에 그 아까 재현 형이랑 설렁탕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 어떡해. <laughs>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맞아, 같아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 아, 오케이. 아무튼 유타 형 TMI는요. 음, 리타 양은 어. 진짜 요즘 그냥 그 NCT 127의 메인이거든요. 메인 그 러버보이, 러버볼 보이. 그 아무튼 근데 유타 형은 어 음, 저번에 응. 우리를 위해 어, 소시지랑 계란을 구워주세요. 어.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그것도 나올 것 같대요. 그죠? 조만간 <laughs> 저의 요리 실력이. <laughs> 네. 아무튼 진짜 유창이 요즘 우리의 웃음을 책임지고 있어요. <laughs> 네. 아, 아무튼 내 p 아무튼, 아무튼. 어, 너희는 오늘도 롯데리아 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아, 도대체 아. 햄버거를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딱 먹는 거 있잖아요. 롯데리아의 새우버거랑 아닌데 당당해 당당해 좋아 어, 믿을 뻔 어, 맞아 새우 버거야 맞아 새우 맞아 맞아 약간 지금 최면 당하고 있는데 감자튀김이랑 오늘도 치즈볼을 안 먹었고 치즈볼 <laughs> 그래 먹었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올 때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맞아. 아그 롯데리아를 먹은 건 맞아. 롯데리아.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지. 와 너희가 오늘도 롯데리아 먹네? 음. 라는 생각. 아 맞습니다. 네. 좋아 좋아 제가 하는 잔이 형의 TMI는 아까 얘기했던 잔이 형이 오늘 사복으로 형광색 아. 샌들과 형광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온 거예요 귀여워 그래서 그 옷을 이미 다 갈아입은 상태였는데 그 스타일리스트 그, 그 사복 모아놓은 데를 보고 아 저거 잔이 형 옷인가?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꼭 인스타 업로드를 아.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네요 네, 기대해 네, 주셔도 됩니다. 아,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laughs> 네, 네. 잘했지. 아, 네, 잔이. 네,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아니, 잔이 형 TMI 그거. TMI 아, 그거 있는 아, 뭐? 아, 어제 어제 어제 레전드였어. 아, 또 하나 그럼 얘기할게요. 또 어제 그 안무 연습을 하다가 딱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안 틀리면 넘어갈게 이렇게 안무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그 할 때 딱 잔이 형 바지가 터져가지고 아, 그게 포인트 아니야. 그게 포인트 아, 아니야. 아니, 잔이가 심지어 새로, 새로운 바지, 좀 비싼 바지를 사고 우리한테 자랑을 했어 이거 살릴 수 이거 이거 살릴 수 있는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아니야, 내가 지금 살았어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 그 내가 영상 찍어놓은 소리 잠깐만. 아, 아, 아, 아, 어 좋아 좋아 소리 있어. 아니 이것 마이크에 대고 해줘. 아 진짜? 와 근데, 근데 진짜 근데 약간... 아, 근데,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 올해 레전드 중 하나야 이건 진짜 서러웠습니다 아니 올해 내가 그날 아침 아 이게 주저 앉아 있네 짧게만 짧게만 여기거든 아, 다시 좀 더 마이크 들고 해줘 <laughs> 딱 자리가 바지 찢어졌을 때 응. <laughs> 아니 이게 네. 어제 스토리가 뭐였냐면은 아, 어제 연습실 딱 가자마자 잔이가 이렇게 처음 보는 바지를 입고 오더니 어제 쇼핑 간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샀어 어때요?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 했는데 맞아. 이제 연습 진짜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사진 찍는데 찍는데 이게 잔이 바지가 골든이어서 응. 터져버린 거예요. 맞아, 맞 근데 그것 때문에도 웃겼었는데 근데 그 똑같은 동작을 할 때 유타도 똑같은 맞아요. 골든 음. 골든 바지가 두 맞아요. 개나 터져버려가지고 오. 그 안무를 꼭 어, 기대해 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무가 어딘지 좀 찾아보는 것도 음, 재밌겠다. 음, 저, 저희의 저희의 커플곡이 될 노래의 그쵸? 안무 그쵸? 중간에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예. 네, 예. 그래서 나는 되게 우리 그 안무 짜주신 분한테 되게 약간 화나 뭐? 화날 뻔했어요. 저랑 저랑 저랑 친구인데. 그래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약간 이랬던. 네. 네. 네. 아무튼 네. 안무 많이 기대해 주요 안무 진짜 잘 네.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정우의 TMI 오늘 정우 좀 머리가 좀 귀엽지 않나요? 응. 음. 아이, 머리를 오늘 좀 깔끔하게 귀엽게 잘랐습니다. 좀 잘랐습니다. 잘했어. 네. 잘랐어요. 네, 귀엽습니다. 잘 어울려. 오케이. 오 어, 어. 어. 네. 오. 네, 21년 오, 9월 17일. 판넬 맨 네, 아래. 판넬 맨 네. 아래. 네. 아,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죠. 이게 어, 이, 21년 9월 17일. 아, 17일. 17일. 17일. 그러니까 17일. 21년 9월 17일 날 어, 처음 공개하는 건데 음원 공개 날짜에 저희가 컴백쇼를 할 거라고 합니다. 컴백! 네. 저 그냥 컴백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저희 이제 또 새로운 무대도 많고 그쵸, 또 아직도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알차고 어, 좀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전에 보셨던 우리의 그런 이제 무대보다도 뭔가 좀 더 색다른 느낌이 있을 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음, 왜냐면은 사실 네 이건 이건 너무 TMI인 것 같다. 네, 그리고 네. 뭔가 저, 제가 좋았던 거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우리끼리 뭔가 으쌰으쌰하면서 네. 연습을 하잖아. 예.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밥을 먹을 때가 되게 그 많이 되게 연습생 때 돌아온 것 같고 음. 뭔가 되게 되게 좋더라고요. 음. 나는 약간 콘서트 준비하는 거랑 비슷한 맞아. 느낌을 받아가지고 나도. 좋았어.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되게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저희의 세 번째 정규 앨범과 컴백쇼까지 이야기를 했으니 바로 프로모션 스케줄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스! 아, 그 전에 저희 이제 어제 정규 3집 예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판이 열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벌써 130만 아, 리액션! 리액션 주세요! 예, 네, 주시구만! 리액션! 허이! 네네. <laughs> 그리고 그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시즌이들 사랑에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예스. 네.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그러면 두 번째 코너를 <laughs> 시작해볼까요? 아나운서 같다. <laughs> 이번 코너에서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 옆에 오늘 자정에 공개된 프로모션 스케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꽉 차 있어요, 진짜. 굉장히 뭐가 많죠? 네. 저희가 이번에 엄청 다양한 컨셉으로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티저들도 다양한 컨셉으로 나올 예정인데 우선 어제 밤 24일 무드 샘플러가 공개됐고요. 와우. 네. 그 다음에 이게 스티키, 스티키. 20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24일.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 어젯밤이 아니라 오늘인가 아, 그러니까 오늘, 자정 오늘 12시. 오늘 자정. 아 그쵸 맞죠. 네. 그 다음에 25일 날 또 스티키 티저 1이 공개되고 26일, 27일까지 이어서 2, 3까지 스티키 티저가 에이. 공개될 예정이고 좋아요. 또 30일 월요일 날은 다른 컨셉의 시티 티저 1, 그 다음에 시티 티저 2, 3까지 총 30일, 31일, 1일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와.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또 새로운 게 또 있어요. 또 어. 트랙 비디오가 공개되는데 아직 어떤 곡이 나올진 모르시겠죠, 여러분. 우선 3일날 <laughs> 이미지 티저, 4일날 비디오가 공개됩니다. 와, 음. 와 기대된다. 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다음에두 번째 트랙 비디오가 5일 날 이미지, 6일 날 비디오가 공개되고요. 와우. 세 번째 트랙 비디오 7일 날 이미지, 8일 날 비디오 이렇게 순차적으로 와우. 공개될 예정입니다. 와우. 아, 근데 트랙 비디오 두 개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않나? 그 어. 한번 그, 아. 첫 번째 두 개? 첫 번째 두 개. 아, 언제가 될지 모르지 않아? 아, 번째 두 개인가? 날짜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제목만 뭐 얘기해 드릴까요? 제목만? 아 무슨 네. 노래가 아, 트랙 비디오로 나올지 아. 음. 딱두 개만 딱 두 개만? 딱 하나는 이 노래는 굉장히 재현이 형이 생각나는 곡입니다 오. 어. 오. 옛날에 이 비슷한 노래를 또 불러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아, 아, 이거 뭐지? 다 줬다 이정이 정도면 마법의 양탄자? MGR? 매직? 네, 아, 아, 매직? 설마 매직? 설마 그래서 뭐예요? 매직 카펫 라이 매직 카펫 라이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음. 마법 모르고요. 그래서 네 번째 <laughs> 트랙 비디오는 나도 모르고요. 9월 <laughs> 9일 이미지 티저 10일 날 트랙 비디오 공개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스티커 버전이라고 또 있어요. 저희가 또 다른 버전인데 13일 날 이미지 티저, 14일 날 이미지 티저, 15일까지 이미지 티저 이렇게 세 가지가 공개되고 그다음에 좋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대망의 네. 메인이 16일 날 뮤비티저 17일 날 Let's go! Let's get it! Let's go! 와. 이게 어 뭔가 한번 제가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하자면요 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스티키 버전이랑 이제 서울 서울 버전 서울시티 서울시티, 네. 서울시티 버전은 다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스티커 버전은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스티키 버전은요 어, 이미 공개된 어,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느낌으로 앨범이 나올 거고요. 또 이제 서울시티라는 앨범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을 배경으로 한 앨범이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몰랐던 스티커 버전은요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와 연결이 되는 그 앨범이 또 나올 거고 사이즈도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아. 태영이가 그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저는 사실 어, 다 저희가 촬영을 해봤잖아요. 네. 근데 다 너무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이게 느낌 다르죠, 네, 스티키 버전도 느낌이 너무 다르고 사실 서울시티 버전도 뭔가 정말 와 이 서울 안에 배경이 이렇게 이쁘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또 찍었었던 것 같고요. 스티커 버전은 뭐 안 들어보셔도 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그럼 저희 한 곡은 공개 안 하나요? 아 그렇네. 하나는 더 해야지. 트랙 비디오? 아 네. 트랙 비디오. 그러면은 그 날 나오는 걸 하나 더. 아저 그날일지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날짜는 모르겠어요. 네. 아직. 어떤 곡이냐면 해찬이가 제목을 얘기해 주세요. 정답은 드리머였습니다. 와, 와 정답입니다. 와. 네, 매직 카펫 라이드 그리고 드리머, 두 곡은 우선 어. 공개하겠습니다. 와, 이거 아, 근데 많이 지금, 이겠다. 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우리 시즈니 분들은 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목으로만 맞아. 지금 맞아, 느낌을 맞아. 그치. 예상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 아, 약간 어떤 느낌이야? 드리머는 또 발라드 곡이니까. <laughs> 매직 카페라이드는 그 락. 락이죠, 네. 어, 락 헤비메탈 <laughs> 어. 저희가. 헤비메탈. 네, 저희가 또 이제 헤비메탈 장르도 네. 이제 장려하여 장려하려고 하고 있죠. 역시. 네. 샤우팅 내가 하죠. 유타가 요즘 샤우팅 연습 많이 아. 하거든요. 네. 언젠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음. 네. 네, 17일에 엄청나게 또 많은 컨텐츠가 쏟아져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Wow. 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또 재미있는 컨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했고 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시즌이들이 네. 좋아하는 컨텐츠도 <laughs> 미안. <laughs>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줘요. 네. 네. 네 이제 마지막 코너이자 메인 코너죠 이제 네. 정규 3집 스티커에 왔다, 왔다. 대해 이제 마음껏 우리가 이제 드디어 고삐 풀고 스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와우 네 맞습니다 r i g h t 방송 전에 CJ들이 곡, 안무, 뮤직비디오, 자켓, 컨셉 이렇게 다섯 가지와 관련해 스포를 해줬으면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직 앨범 발매까지 3주도 더 남은 상황이라 너무 많은 걸 다 지금 말해버리기에는 아, 나중에 듣고 보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고, 어, 예.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스포를 하면 되는지 저희 찬이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여기 준비된 칠판 상단에 이렇게 어, 하나의 주제로 돼 있는 이 스티커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네, 네 이 키워드 스티커를 떼고 떼면 뒤에 레벨이 적혀 있어요. 오, 레벨이. 레벨은 총 1레벨에서 9레벨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네. 다음에 네. 여기 있는 밑에 메시지, 컨셉, 포토, 퍼포먼스, 뮤비, 어... 송으로 돼 있는 각 이제 스포를 하고 싶은 팬들의 질문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보고 어... 이제 스포를 하면 되는데 레벨이 왜 있냐? 음. 1레벨은 진짜 세게 스포하면 됩니다. 네. 그냥, 1레벨이 그냥 얘기해 주듯이 그냥 그냥 다 보여주는 듯한 느낌으로 설명을 해요 맞히기 제일 아, 쉬운 맞죠. 거구나. 그래. 위험한데? 그리고 9레벨은 진짜 약간 뭐야 한 거야? 싶은 느낌으로 <laughs> 아주 살짝 네. 거야? 아. 어이없을 정도로 아, 스포를 하시면 됩니다. 어, 아, 그건 해찬이가 진짜 잘할 거 알겠습니다. 네, 뽑는 레벨에 맞게 스포를 해야 하는 건데 쉽지 않겠네요. 네, 키워드는 스티커, 태깅, 별, LOV, 융화, 슈거, 역사, 중력, 낮과 밤, VIP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 되게 낯이 많이 익은 단어들이네요. 그죠? 아, 네. 네. 너무 낯이 네, 이거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시 말을 해보자면 키워드 스티커를 뽑아 레벨을 확인하고 그 시즈니 메시지와 적김 내용을 뽑은 레벨에 맞게 스포를 한다. 예, 레벨의 숫자가 낮을수록 대형 스포를 한다. 네, 어, 맞아. 그쵸. 맞아요. 정확합니다. 스포는 각자 해도 되고 여럿이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아, 이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음, 그럼 네. 바로 그럼 뽑, 뽑는 걸로 할까? 네. 누구부터 할까요? 혜찬 저부터. 오케이. 재능. 아, 저는 중력을 개인적으로 좋아요. 중력. 중력이 제거 같아가지고. 중력. 와. 부를 뻔. 레벨 6. <laughs> 오, 레벨 6. 자, 중력은 레벨 6이고요. 귀엽네요, 아직. 아, 그, 그, 아 그, 그러네. 6이면 그, 그, 너무 낮은. 그, 너무 6이면 좀 약한 거. 약한 거, 약하게 어. 해야지. 해찬이가. 네. 근데 이건 맞춤이니까 해찬이가 기준이 되는 거야. 아, 그렇네. 그렇죠. 그치, 그렇죠. 그치. 약간. 오. 자, 그럼 어. 저는 송로 가서 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주 부분 소리 따라해 주세요. 아, 약간 북극북극 빵빵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아, 거죠. 오케이. 이거를 레벨 6으로. 이게 6으로 가능해? 이거는 와, 이거 1 아니야? 뭐? 아. 아, 그럼 좀 어렵게 해야겠다. 뚱뚱. 아, 이거? 아, 맞아, 맞아, 맞아. 딱 근데. 맞아, 맞아. 딱 맞긴 한데 아, 근데 그러니까 전주 부분 소리가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삐, 그첫 번째 걸 하면 너무 스포가 것같아 맞아, 맞아. 좋아요. 딱 네, 이게 맞 이거 딱 6이었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음. 네. 자, 다음 테일이 네. 네. 아, 뽑으면 돼요? 네. 뭐 뽑으시겠습니까? 음, 저는 음, 한번 느껴보세요. 음, 느껴볼 테니까. 뭐 뽑고 싶어요? 뭔가 1, 2, 3, 4, 5, 6, 저는 1 원해요. 1. 1. 1을 목표로? 재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형, 1은 VIP 아니야? 맞아, 내가 봐도 VIP. VIP? 융합으로 갈게요. 융합으로. 네. VIP 옆에 있는 융합으로. 근데 이게 1이면 대박이다. 아, 아 말이야. 아, 일하고 싶었는데. 봐봐, 내가 말했잖아. 사이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아, 네. 밑에 네. 거 뽑으셔야죠. 네, 잠시만요. 네. 음. 밑에 거? 네. 아, 여기서 고르면, 고르면 되나? 큰 컨셉을 우선 먼저 정해주세요. 큰 컨셉? 네, 컨셉, 포토, 퍼포먼 뮤비, 송. 밥 고르는 음, 어, 뮤비로 갈게요 메뉴 선정 아, 송, 송으로 갈게요 송으로 갈게요 네. 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골라주세요 제가요? <laughs> 제가 자, 레벨 8. 에 맞는 어, 레벨 8에 맞는 와! 지구 말로는 그거 L-O-V-E 누구 파트인? 오! 아 와, 근데 근데 약간 방금 우리 아. 방금 우리 시선으로 알았을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나나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봐봐 스포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 스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근데 이거를 레벨 8로 맞게 그러면 잠깐만 힌트 줘 그러면 예. 연기 제이 제이 음. 제이가 네. 제이가 맞네 아좀 셌나요? 아니 아니 썼어 너무 썼어 아 제이 3명이야 8이래8 제이가 3명 어, 3명 3명이에요 괜찮은데? 어, 괜찮지 이 정도면. 아 괜찮아? 응. 나도 제이야. 제이로 할게. 어. 어. 제이형. 나도. <laughs> 난 조용이야 조용. 하이 난 조용. 아, 나도 제이다. 유유 네, 조용. 조용. 네, 하이 하이 조용. I'm 제이형. 제이형. 조용. 아, 자 그다음. 오케이. 제이현. 아 <clears throat> 제이현. 저는 히스토리 할게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어, 히스토리.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과연 몇 레벨 원하십니까? 1 원하죠, 원하기. 7입니다. 아. 야가다 야게. 야게 야게. 음, 야가다 야게. 너무 야게. 1이 없을 수도 있어. 아, 지금 뒷번호 다 나. 그러면 우리 갖고 장난치는 거야, 1 없으면. 자, 그다음 어느 걸로 가실 건가요? 어, 저는 7? 어, 6, 7, 컨셉. 컨셉. 라라 라라 라라. 송은 많이 했으니까 송 말고 다른 것도. 음. 아, 송 말고? 한 번만 음. 들어가죠. 근데 송이 제일 궁금하긴 하겠다. 음. 나는 솔직히 컨셉도 제일 궁금할 것 같긴 해. 퍼포먼스도 궁금할 것 같긴 해. 제일 다 궁금해. <laughs> 아, 맞아. <laughs> 포토는 별로 포토는 살짝 맞아. 포토는. 아이 아이 아아 아아 아, 아, 아, 뭐지? 선생님 여기서 많은 시간을 아 죄송해요. 까 저는 그러면 뮤직비디오 컨셉으로 갈게요.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컨셉? 아, 뮤직비디오. 컨셉. 어, 거기서. 어디 있죠? 아 뮤직비디오 컨셉이 뭔가요? 아, 뮤직비디오 컨셉은요. 7이에요. 7. 이죠 네. 아 이것도 우리 확실했는데. 어, 야. 아, 어. 아, 아, 아 이거 엄청나 야, 이거 레벨이 이런,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이게 그러니까 7 컨셉이 7로 얘기하자면 7다운 답변이 뭐야? 나도 기대된다 근데. 아, 얘기 말씀드릴게요. 컨셉이 아, 뭐? 아, 나 그거 하려 그랬지.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이게 세? 오케이. 아, 너무 세, 너무 세. 아, 그래? 멋있다. 와 아. 이건 아 이거는 레벨 아니, 2데요 아니야 솔직히 이거 근데 이거 아니, 은근 레벨 1이야 이거, 어. 왜 귀여울 수도 있잖아 이거 은근 레벨 1이야 그러니까 뭐. 그래서 레벨 9 너무 다 줬어 아 그래? 이게 음악 느낌까지 준 거야 이건 이건 오케이. 너무 어. 그럼 다음 나네자 내가 내가 내가 낮은 숫자 나와서 이제 딱 환기시켜야 돼. 추고 와. 춤을 추고 와. 어.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를 부르던지. 어, 추고 와. VIP? 뭔가 1일 것 같아. 1일. 근데 나 형 저거 했으면 아, 좋겠어. 네. 솔직히 어. 가운데 옆에 높으니까 가운데 낮을 거 아니야 이미 만들어 봐봐. 이 젠가. 아, 젠가. 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거에 레벨 4. 아, 제일 애매하죠? <laughs> 아니야 근데 4가 여태 제일 높은 여태 맞아, 제일, 높아. 제일 세 지금. 어? 야 근데 다 질문이 너무 좋은데? 젊은들이 아, 위로 올라갈수록 약한 거구나 어, 어 맞아. 어, 어 맞아 위로 올라갈 어 그치 어? 아 멋지다 아, 그래서 그래서 충격 먹은 거야? 어. 아야 뭐, 뭐 할까? 아나 이거 하고 싶어 컨셉 해 컨셉 형 어? 컨셉 중에 아 이것도 재밌긴 하겠다 그걸로 할까요? 아 근데 이것도 바로 나올 것 같긴 해 그걸로 해뭔줄 알고 이게 생각보다 선택하는 게 어려워. 빨리 들어와. 나 관련 있는 유명인 하나만 말해주세요. 와, 와 네. 괜찮다. 이게 있어? 아 근데 컨셉이랑 있어. 관련된 유명인. 어떤 컨셉? 뮤비? 게임 게임 어. 어. 아 근데 어. 형 그거 아까 얘기했던 거 너무 세 솔직히. 아 그래? 어. 레벨 4. 딱 중간 중간에서 약간 아, 높은 데 그래. 높은 데.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솔직히 딱 뮤비 나오는 날 알았으면 좋겠어. 아, 그래야지 그래? 임팩트가 쩔잖아. 음, 그래. 아 그래? 어. 그러면 저 어렵게 만들지 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야. 태영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들어와 들어와. 아니 사도 안돼 안돼 봐봐 안 되지 안 되지 아, 잠깐만 잠깐만 뭔데? 아 이 사람들 너무 재미없어요 <laughs> 아니 근데 마이크에 들어가겠다 그러다가 아니 이게 봐봐 아 괜찮아 아, 아, 모르잖아 알아 이 형 몰라 아, 아, 그러면 그러면 이걸로 할게 아 이걸로 할게 아 이걸로 할게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촬영 자켓 촬영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이나 소품이 아, 뭔가요? 아, 좋아, 좋아. 이 정도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에 4? 자켓 때 소품이 있었나? 있어. 아, 예를 들어 어? 마크 마지막에. 아. 어, 그거 자켓인가요? 지금 근데 화면에는 엄지척 한다. 엄지, 엄지척. 근데, 따봉. 저거 근데 뭐죠? 근데 이게 자켓인가요? 참참참인가? 이게 자켓이야? 참참참. 뮤비 뮤비. 이건 이거 아닙니까? 자켓 촬영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이나. 아 그러네? Sorry. 네, 아, 자리로 아니, 돌아가 주세요. 하나 있을 수도 있을 있어. 있어. 자켓 중에 네, 우리 네. 마지막 아, 맞네 맞네 맞아 맞아. 맞아 자켓 스티커 버전은 그거잖아. 맞아, 맞아. 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이거다. 맞네 맞네. 네 저는 총으로 하겠습니다. 네. 총. 오 괜찮다. 아, 되게 많잖아 총 할 수 있는 거. 어. 그러면 정우? 정우 정우. 나 가면 돼요 이제? 네 정우 씨. 네. 구랑 9랑 1, 2, 3, 5 나왔다. 저는 아까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어, LOV.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레벨 1. 레벨 1. 아, 뭐야? 야, 아, 이거 근데, 시원하게 하자. 진짜 시원하게, 시원하게 하자. 하자. 아, 나 근데 진짜 뭐 여기서 정하면 되죠? 이걸로 해. 이거 이걸로? 뭔데? 와 이거 진짜 와시원 이거는 진짜 생각 아니야? 이건 다준 거야 시즈니들이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 안무 하나 야, 안돼 안돼 난 좋아 난 좋아 나 아, 괜찮은데? 좋아, 좋아. 해! 바라고 바라고 해버려 아, 그냥 아, 지가 말하해 아니 왜냐면 지가 그냥 해 노래도 모르고 동작만 보여줘 근데 너무 많이 남았어 근데 솔직히 솔직히 지금 말할까? 그런가? 시즌이 분들 진짜 답답할 것 같아 지금. 아니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연습하면 되잖아. 나갈 수도 있어 이거. 그냥 지금부터 우리가 함 아니 그냥 불러 그냥. 이거 하자. <laughs>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질서 질서 질서 춤추자. 아니 그리고 나는 좀 구, 나는 좀 어?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시대가 바뀌었어 댓글로, 아니, 댓글로 아니 어차피 지금 여기는 우리 시즌의 분들밖에 그치. 없잖아 어. 아니면 그냥 코러스를 추자 그냥 SM이 아, 이제 코러스를. 오픈마인드가 돼서 코러스를? 이 정도는 어, 돼 SM이 오픈마인드가 언제 우리 옛날에 모자 시킬 때 생각을 해봐 정우야 <laughs> 아, 그냥 오히려 고민하면 더 안 돼 그냥 지금 해버리면 끝이야 어. 진짜로? 어.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야, 좋은 생각 났어. 근데 노래 부르지 야, 마. 진짜 근데 다른 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뒤를 보고 어. 코러스를 다 쳐. 뒤를 보고 추라고? 그러면 너희 뒷 아니면은 나는 마, 나 말고 차라리 뭐 그럼 다 같이 하자. 어, 아니 그뭐 태형 형이나 재현 형이나 뭐 다른 형들 같이.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아, 아니,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모르 보여주세요. 야, 나, 야, 나, 아, 진짜 좋은 생각 났어. 형이 해줘, 그럼. 그럼 내가 해줄까? 어, 형이 해줘. 야, 그럼 봐봐. 나, 나 그냥 어떻게 할 건지 아니 아니야 그냥 그러면 봐봐. 기서 확인 받아. 봐봐 아 진짜 봐봐 자 허락 맡아야 돼요. 허락 맡아. 허락을 맡아야 돼? 도영 번 씨한테 허락 맡아. 나 그거 그거 하려고. 지금 총리한테 허락 맡아. 그냥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아, 아니 커플곡을 마이크 걸 부르겠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마이크 마이크 들어 면서 그러니까 마이크 거기 마이크 거기 코러 들으면서. 그러니까 잠시 화면 조정 중입니다. 근데 그 코러스도 안 나왔잖아. 그 아직. 코도안 나왔어. 근데 그냥 아, 질문에 있는 거 아니 내가 봤을 때 어. 질문에 있는 그냥 그냥 이거 네. 어, 해. 네. 해도 돼. 해. 해도 돼. 뭐야? 아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아 근데 뭘 보여줘? 아니 이거 포인트 하면 여기밖에 선생님? 아니, 아니 얘 지금 거기 어디 거기가 어딘지 아니 그러니까 어느 야, 포인트를 해? 아니 결정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바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돼. 2 부르지 마 노래 부르지 마 노래 부르지 마 노래 부르지 마. 나 이거 한 동작만 하면 돼. 어, 어. 아, 그치? 끝. 오케이. 끝. 와, 잘했어, 잘했어. 와 근데, 미쳤다. 신서유기 바이브. 끝. 오케이. 됐어, 됐어. 딱 됐어요. 아, 자, 그다음 진짜. 자니 선생님. 지금 태용이 형하고 시진이만 답답해. 아, 너무 답답해, 진짜로. 아니, 진짜 나도 답답해. 답답해.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지난번에 했어. V앱 때. 아 했어? 아니, 했어? 했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근데 안 문지 모르잖아. 아직. 아니야 또 잔이 형이 있어. 잔이 형이 2랩 걸리길 바래야 아, 돼. 오 5랩 끝났다. 딱 중간이다. 오. 아닌가? 6, 7, 딱 중간이야. 어, 딱 5가. 5번. 과연? 어 네가 하나 아무거나 골라주라. 읽는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와 아, 진짜 부를 뻔했네. 내가 하나 골라줘요? 응.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근데 이미 사실 어 이걸로 갈까? 아 오 오 오 도입 부분 파트 누가 시작하나요? 아, 아. 아, 근데 이거 이건 근데 그냥 얘기해도 되지 않아? 아 근데 근데 그 도입부가 어. 인트로 아예 아아 아. 안무 인트론지 노래 인트론지 어, 그거만 아, 알려줘. 노래 아, 아니야? 아, 노래 뒤 덴조인트 아니야? 확실하지 그 이건. <laughs> 오케이. 이건 확실해. 그러면 오늘 오늘 여기에서 레벨 5 레벨 5 레벨 5 오케이. 레벨 5. 그 어두운 머리색 한 명. 아, 아 이거는 아 혹시 그 사람도 J로 시작하나요? 이건 레벨 900인데 아, J형? 아 그래? 너무 높아? 아니 낮은 거야 900이 아니야 괜찮아 5번 괜찮아 그러니까, 아, 5번 괜찮아 여기 확률이 아, 맞아 써야 돼 확률이 근데 근데 스포가 약하다는 댓글이 너무 많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 이거 그냥 시원하게 질러? 아 태용입니다 아. 보여 보여 죽었어 보여 죽었어 아, 나도 솔직히 내가 보여 죽었어 아까부터 조금 답답하긴 했어 자 도영 씨 근데 진짜 하면서 점점 좀 답답해. 아니 진짜로 다 같이 레벨 야, 1로 그냥 할까? 다 일로 하자. 다 일로 해. 그냥. 도영이가 본인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스프 방송이잖아. 어? 근데 아니 커플곡을 부른다고 했다고. 그거 아니잖아. 레벨 1이야. 그냥 다 일로 해. 다 일로 해버려. 여기 지금 회사 관계자 북마저 다 일로 해요 이거 스포 V앱이에요. 점점점. 다 일로 해도 돼. 그냥 다 일로 해. 대깅 대깅 대깅 대깅 대깅. 와 아 몰라 일로 해 약하게 하면 일로 해 일로 해 내가 할 거야 약하게 하면 그럼 1 8 이거 9니까 1.8로 해1.8 와와 이거 제 일로 해? 일로 해 일로 해 일로 해 일로 해 일로 해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 이번 트랙의 노래 가사를 3번 트랙의 멜로디에 맞춰서 불러주세요 잠깐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트랙 순서를 지금 빨리 찾아볼게 아, 아 이거 괜찮다 이거는 그냥 해도 되겠다 이번 트랙의 <laughs> 노래 가사를 3번이 3번 트랙의 브레, 멜로디 breakfast 점심 breakfast 노래 제목 breakfast breakfast break break fast 빠르게 어 브레이크 밟으면서 빠르게 가라는 거 2번이 람모 2번 이번 레모네이 아, 번 레모네이드 가사가 뭐냐면요. 아무도 아무도 어, 예. 테, 아, 오케이. 테이스. 뭐지 2번 트랙의 가사를 3번 트랙 노래를 부르면 와, 근데 어려운데. 브레이크파스트. 테 a s t e l 아 발음이 어렵다. t a s like lemonade. 맞아 맞아. 여다 모르겠지. 아, 아 맞네. 멜로디. 나도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Taste like lemonade. 모르겠다. Taste like lemonade. 아 맞아 맞아. 우리 조차 모르면 뭐. 아니 진짜 답답해. 답답하다. 아, 아 근데 가사 나온 거야. 맞아. 근데 아니 이거는 더 잘할 수가 없어. t a s like lemonade. 아. 오케이 제가 보여주겠어. 어, 근데 진짜 시즌이 미안해요. <laughs> 지금 많이 화나셨어. t a s t e s like lemonade. 어 레벨 2. 레벨 오, 레벨 형. 2. 어. 형 형답게 하나 해줘 그냥. 네. 시원하게. 형답게 하나 해줘. 시원하게. 뭐, 뭐, 뭐가 하면 좋아? 나 어려워. 좀 센 걸로 해줘. 어. 아, 좀 센 거. 음... 아, 너무 약해. 포토 컨셉은 이건 사실 들어도 약간 근데 포토 컨셉 진짜 많았어가지고 어, 맞아. 그러면 미비잘 했던 곳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장소 세트 설명해 주세요. 세트. 세트. 아 이거 말해도 돼? 진짜? 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카우보이. 어. 어. <laughs> 아, 아, 까 그렇게 참았는데. 와, 좋아, 좋아, 좋아. 다 됐다. 그 말해? 그 말해? 아,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할게, 나 할게. 그러니까 카우보이가 봐봐. 아 형이 아까 하는 거 쌤. 아니 아니 그총 쏘는 카우보이인지 아니면 약간 그 소를 소를 타는 소를 소년인가 보이지. 뭔가 그런 건가? 원래 말 타잖아. 아니 그냥, 그냥 아니면 아니면 그소 그 키우는 보이 <laughs> 카우보이 아 그렇지 원래 말 타지 말, 어. 근데 아, 아까 참으려 참으라고 했던 거 미안해 어, 말 타지 <laughs> 어, 맞아 그왜 카우보이야? 소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소 타야 되는 아 이렇게 된 김에 일단 어, 레벨은 중요하지 않고요 아. 이제 아... 아. 오케이. 이거는 우리 모두를 같이 하는 오케 일본의 레벨이다. 오케이. 멤버들 모두 각자 이번 앨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의 한 소절만 동시에 불러주세요. 아, 아 이거 어, 괜찮다. 어, 어, 타이틀로? 응. 아니, 아니 이거는 그냥 어, 앨범에서 아, 있는 아, 아 가장 매, 아, 아. 앨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오케이, 곡.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5초만. 어? 아 근데 일단 뭘 할지를 우리가 정해야지. 막 하자. 아, 막 해야 돼. 각자 그러니까 동시에 해야지 잘 안 들리고 약간 그런 어. 스포 그런 거 아, 아니야? 그래? 어. 맞아. 아, 그래? 오케이. 약간 약간. 아, 잠깐만. 자, 준비 되셨나요? 준비 아, 준비 준비하고. 자 5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4 3 아, 오케이. 나 진짜 제대로 할게. 약간 소절은 제대로 할게. 세븐에 제가 나 지금 참을 받았 아,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이거 몰라. 몰라. 야, 야한 번더한 번 더. 라라 이래. 6 7 8. 야, 나 아, 방금은 못했는데 아까 건나 어. 진짜 제대로 불렀어. 나도. 오케이. 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새내개 더 스포 해주세요. 한 번만. 아. 오케이. 그러면 나 하나 뽑을게. 그래, 그래. 형 그냥 어, 나, 참지 그, 마. 아, 나 진짜. 어. 아까 그거 하려던 것도 하고 와. 진짜. 어. 형 그냥 뮤비 보여줘요. 오케이 석양이 진다. 오케이 어. 간다. <laughs> 뭘 뽑냐? <laughs> 아, 나 진짜 근데 아까 봤었을 때 재밌는 게 이런 거 같이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 이번 컨셉을 릴레이 그림 그리기로 그려서 보여. 오케이. 괜찮다. 이거 스케치북 같은 거 있나요? 하자, 하 이게 그 질문 세네 개 정도의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근데 이미 다그 자 여러분들 펜 하나씩 잡아주시고요 근데 색깔이 다 달라요 아무거나 괜찮습니까? 이게 뭐라고? 릴레이 그림 그리기 릴레이로 컨셉 힌트 그림 그 아. 컨셉? 컨셉 어, 힌트 이미 근데 어떤 <laughs> 그러니까 이미 나와 오케이 오케이 간다 아 <laughs> 진짜로 검지, 검정색 있는 사람이 그거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나 나 나 그릴게 아, 일단 태양이부터 아, 잠깐 뭘 해야 되지? 뭘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그냥 아, 그리고 싶은 거 그리는 거야? 석양이야? 형? 아 석양을 그려? 석양. 아, 알려주면 안 되지 형! 아, 아. <laughs> 석양이 진다 몇 초씩 해? 어, 뭐야 뭐야 머리카락이 상당히 난 여기다가 그러니까 내건 따라하면 돼릴 아니 아니, 여기다 릴레이로 그래 지금 정우 몰라 뭐 하는지 아니 나나 아, 근데 나 그냥 총 그려도 돼? 어그래 그래 말, 말, 말하면 안 되지 이미 이미 좀 그린데요 아니 진짜 아, 안 그래도 이제 알겠다 시리 눈에 보이겠어 총이 잠깐만 총을 어떻게 내일 컴백하자 우리 그냥 우리 그냥 스포하는 법도 그 수업 받자 아니 어, 우리는 진짜 수업을 받아야 될 것 같아 형이 봤을 때 이때까지 스포 누가 제일 잘하는 거 같아? 형이 만난 사람 중에 최악이야 우리 만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잘했어요? <laughs> 백현이 형이지 수업 받아야겠다 어 수업 받으러 가자 우리 스포 대본 써달라 그래 어. <laughs> 옛날에 봤는데 백현이 형 노래 들려주시던데 <laughs> 철러 2초만 불러달래. 철러 2초만 불러. 아 철러도 스포를 잘하는구나. 철러는 아, 그냥 아, 철러. 공개를 해요. 오오. 야 대박이다. 잘했지. 어, 잘했다 뭐 잘했다. 그냥 공개를 해. 아 공개를 해? 좋아. 와 <laughs> 전라답다. 와 대박이다. 라디오에서 안무 쳐. 오 노래도 안 나. 좋아 좋아. 뭐 있어? 역시. 그렇지. 유따. 쟤 뭐야? <laughs> 약간 뭐? 그첫 번째 세트. 음. 어, 뭔가 그것도 표현해줘. <laughs> 모로스볼. 모로스볼. 그것도 표현해줘. 기대하지 마세요. 미래, 미래. 뭐. 아, 그거 그거 해야겠다. 어, 나 딱 이 색깔이네. 그렇지, 그렇지. 뭐야? 그거 그거. 저거 그거다. 아, 그거 마지막, 마지막에 마지막. 에아 마지막에. 생각보다 약, 약간 약했던 거. 어.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아니 어, 어, 어 생각보다 섹시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띄었어 나 근데 하나 더 하면 안 띄었어 음. 몸에 음. 아 맞아 맞아 맞아 딱 신발까지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샤워하고 갈 생각하고 있었어 맞아 오이 어, 좋아요 좋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 와, 오케이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근데 아, 와 어. 근데 완전 아니 근데 이 초록색은 누구예요? 마크 이게 뭐야? 뭐야? 그 아. 아. 아. 니 근데 이게 잘했다 야 그거 약간 잘 그 색깔. 그 색깔. 아 그 링이지 링. 우리 팀에 그림 잘 그리는 애들 많지 않았어? 유타 형, 태용이 형. 빨리 그렸으면 뭐. 재현이가 마지막이지? 재현이가 활용 점정을 찍어주세요. 활용 점정. 그렇지, 그렇지. 어. 야. 이게 뭐야? 야. 사인. <laughs> 자, 스틸리치리 그렸습니다. 바이 스틸리치.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작품 아. 같다. 이, 게 맞냐?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나 뮤비인 줄 알았어 순간. 아니 근데 아니, 진짜, 뮤비의 한 장면이긴 너 진짜 양심이 없구나. 아니 진짜 딱 보여. <laughs> 내가 알아서 그런가? 근데 왜 나는 불닭볶음면이 보이지? 아니 저거 약간 그냥 그 모자 쓴 사람이 방구 낀 거. 알면 보여. 알면 뭐여 아, 그보 뮤비 나오면은 아니, 이거 진짜 맞아 맞아. 뮤비 나오면 이거 여러분들 막상 나오면은 이게 여기에 뮤비가 담겨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거 맞아요, 막상 맞아요. 보면 저희 슈퍼가 데뷔해야 돼요. 맞아 근데 스포라는 게 그런 거지 원래 맞아. 보고 나서 아 이런 이거였지. 얘기를 했었구나. 아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저기서 저기서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게 뭐 컨셉, 뮤직비디오, 포토, 송 이런 건 다 얘기를 했는데 안무에 대해서 얘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음. 아, 한번 보여줬잖아. 하가 하나 이거 뭐. 이건 막. 아, 뭐 그렇죠. 근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그런 것도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음. 진짜 NCT 127이 처음 해봐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느려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빨라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스텐스로 맞아 맞아. 그러 아.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 이런 구성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음. 생각을 드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또 합니다. 아, 예, 네, 맞습니다. 맞아, 맞아. 자, 몇 개 더 할 시간이 될까요? 그럼 몇 개 더 해보도록 아, 재밌는 거, 재밌는 거. 그러면 나 해봐도 돼요? 해봐도 네. 돼, 해봐도 돼. 시즈니들이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 안무 했죠? 했어. 했어. 타이틀곡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안무 있나? 그거야. 아까 응. 그거잖아. 어떤 거? 아까, 아까 그치? 어, 포인트 안무. 어, 다른 거. 질문인데 이거? 그러면 근데 너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해도 돼. 나는 약간 좀 어. 이거야말로 좀 시즈니들이 따라할 수 있는 안무지 오케이 좋아 않을까. 보여줘 보여줘도 돼요? 보여줘 아, 아 약간 영웅의 그런 음, 거기 그치, 그런 어, 부분이 어, 구성이 진짜 좋다는 거지 되게 약간 진짜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나 이거 있고 자 다음 또 고르고 싶으신 분? 나 골라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질문을 보고 싶어 안 돼, 안 돼. 아 이번 컨셉을 영화 또는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Love. 영화? 아. 대답할 거 있어? 뚜루루루루 뚜루루루 아, 아 맞다. 뚜루루루루 어, 뚜루루루 맞아 맞아 맞성 아, 지원됐어. 도영이가 컴백할 때마다 노래나 컨셉을 음식에 비유해 스포해줬었는데 이번 노래나 컨셉은 어떤 음식의 느낌인지 오, 오 어렵다. 어렵다. 텍사스 바베큐. <laughs> 이런? <laughs> 텍사스 바베큐? 어, 괜찮네. 약간 그리고 음악은 음악 어, 컨셉은 텍사스 바비큐인데 약간 음악은 약간 룩 약간 음악은 약간 내가 오징 내가 오징 생각할 때는 약간 엄청 매운 피자 같아. 아, 진짜요? 제목이 그, 스티커인데? 무슨 피자? 그러면? 어? 페퍼로니? 약간 할라피뇨, 그, 할라피뇨. 할라피뇨? 어, 할라피뇨? 그냥 되게 페퍼로니인데 그 핫소스를 엄청 많이 뿌린 피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느끼한데 매워. 아, 또 난해 어. 안 가요? <laughs> 그러네요. 어. 아 근데 약간 좀 끈적끈적한 느낌인 거지. 어, 그렇지. 끈적끈적? 끈적끈적한데 치즈. 매운 느낌. 맞아 맞아. 그래서 피자 같이 치즈. 이렇게 어렵다. 치즈가 늘어나는데 매운 느낌. 네. 약간 젤라토네. 자, 뭐 두개 더 뽑을 건데 어때 또 제가 뽑을까요? 뽑아 뽑아. <laughs> 제가 네? 뽑을까? 어, 오케이 유타. 어, 유타 형. 아 너도 뽑고 유타가 네. 뽑으면 네. 되겠다. 유타 형 뽑는 거 보고. 나 그냥 능안 보고 할게. 그래. 좋아 그거다.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나요? 오. <clears throat> 애니시간 뭐- 모양이라든지 비하인드 아무거나 다 좋아요.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음... 어... 뭐 있어요? <laughs> 아 여기서 고를게. 뭐뭐 뭐 있어? 아 우리 중에서 고른다고? <laughs> 아 오디션이야? <laughs> 떡볶이 딸락. 뭐라고요? 딸 에피소드 중에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 뭐. 어. 아나 아, 아 생각났어 어? 자신 있어요? 어, 자신 있어요 뭐예요? 어... 나쁘지 않 또한 명. <laughs> 너, 예비인가 봐. 어, 예비. 어, 예비. 아. 예비야 예비. 분발해. 어, 뭐야? 아, 이거 합격할 것 같아. 내가 잘생겼던 거라고 했는데 딸락. 딸라. 이따 이따 내거 얘기했 내거 라스 라스 라스. 개인. 오, 아 어. 근데 그 진짜 너 아. 세.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형 아, 그거는 아, 그거는 네. 그거는 뮤비에서 봐야 돼요. 솔직히 그건 임팩트. 그래. 어? <clears throat> 그러면 음. 너 기다리려다 이번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좀 기름 냄새를 많이 맡았어요. 음.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내 거야. 맞아 맞아. 아싸. <laughs> 어 재현이 발딱 됐어. 부럽다. 신난다. 오케이. 다음 오케이. 다음 또 질문은 해찬이가? 예스. 음, 우리가 안 한 게 포토? 아 진짜 근데 뭔가 아, 했는데 안 한 게 아니 컨셉? 진짜 많이 했는데 막상 기억이 안 나. 우리 포토 아, 포토 했나? 어 포토 했어. 음. 아이템 소품. 이미 한국판 매클이 가보자고라고 하시는데? 그치 어. 맥클이라니까 이, 이미 맥클들이 한국판 맥클인데? 맥클이 뭐야? 맥클이가 성이 진다 이게 아 게임에 성향이 진다고 이렇게 쓰는 게 있어 기름 냄새 하니까 차 나오나? 이거? 차구나 이번 앨범 중에서 가장 네오한 가사 스포해주세요 네오함. 아 어. 나는 솔직히 재현이 파트 가사가 진짜 아, 아 진짜 너무 네오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 부르지 말고 말만 해. 부를 때마다 네오해. 맞아. 융화. 어. 아 멜로디는 말고. 아 그거 그거 말하는 거? 나 그거 말한 거. 나도 그거 아, 말. 그거. 아, 멜로디 말고 그냥 가사가 그, 엄청. 그 융화. 어, 융화. 융화. 융화. 두세 개. 와 이거 네오하죠 진짜. 가사만 알려줘. 가사. 거기 가사를 읽어줘 네가. 두세 개 융화. 음. 두세 개의 융화. 아 음. 거기? SM은 그 새로운 세상이 있나봐. 아 네. 그리고 New World. 아 두세 개 두세 개 융화라는 거. 맞아. 음. 아, 그리고 어, 그 부를 뻔 가사부터 느껴지시겠지만 유영진 이사님이 쓰셨습니다. 와. 과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 노래일까요? <laughs> 아 근데 사랑 노래긴 해. 어. 진짜 엄청난 사랑 노래지. 맞아. 네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해찬 마지막 한 개 하고 <laughs> 넘어가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한 개. 아 근데 또 많이 하려니까 또 할 게 없네. 거기서 아, 거, 우리... 거기서 거르지 말고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 아 진짜 그러면 나 이거. 오케이. 솔직히 솔직히 이제. 그 형이 질문을 만들어줘. 타이틀에 대해서는 많이 했잖아. 예스. 그러면 커플곡. 오, 오 좋아요. 커플곡도. 커플곡 공개를 하자. 아예? 딱 그 그래? 정도. 그래 그래. 커플 과 공개를 한다고? 어 좋은데? 혜찬이가 <laughs> 혜찬이가 그래 그래 그 앞에 도입부에 한마디 하는 거 있지 기래, 그걸 하면서 아 사투리 어 기래 어, 기래 <laughs> 아, 하자 아. 그 그냥 그 가사만 해요 아니 노래를 아니 가사를 노래를 해? 아 그래 아니 노래를 아, 해줘 아니면 야 그, 가사라면 웃길 것 같아 어 맞아 그냥 아, 불러줘 그래, 가사로 연기하듯이 오케이 그럼 가사만 어, 멜로디 없이 연기하듯이 그 해주세요 그 가사로 아 제대로 건드렸어요 <laughs> 제대로 건드렸어요. 이거. 근데 이러고 들으면 진짜 재밌겠다. 제대로 근데 대반전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 제목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노래로 들어야 재밌을 것 같아. 아, 노래로 그래? 해까 노래로 해. 건드렸어요. 제대로 건드렸어요. 음. 에이 와 제대로 했다. 오. 어. 아 근데 이거. 그래서 이거 어, 이 노래가 이, 어떤, 어떤, 노래에 노래? 나오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하지 네, 마. 이게 레모네이드입니다. 레모네이드. 네. 트랙 2번 트랙에 레몬에이 건드렸어요. 2번 트랙. 우리 다음에 그 진짜로 그 좀 레슨 받고 오자. 레슨 아, 받고 와야 레슨 받고 와야 돼. 스포 레슨? 어, 스포 레슨. 아예 스포를 하지 말든가. 어, 수업을 <laughs> 받고 와야겠어. 어. 중간이 없어 우리는. 아, 우리가 스포를 또 오랜만에 하니까 그런가 봐. 음. 월수금, 철로, 그러니까 화수목.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는 어, 거를 맞아, 계속 맞아. 생각해 아니 근데 그것도 있어. 하니까 이게 맞아, 맞아. 조심스러워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정규 3집에 대해 스포를 하다 보니까 음. 어느덧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피보라 음. 갑자기? 아, 우리 시즌이들 오늘 방송 어떻게 봤는지 너무 궁금한데 댓글 먼저 조금만 보고 갈까 봐요. 네. 댓글 볼까요? 네오하다 역시. 아까 제대로 건드렸어요를 감미로운 백종원 선생님 같다고. 음. 음. 두 건드렸어요. 아, 두세 개의 융화, 진심 아이돌 가사의 사, 가사의 사 처음 보는 신세계. <laughs> 진짜 신세계다. 아유구나 YOU구나. 아니야 레슨 안 받아도 돼.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줘. 역시 감사합니다. 커플곡 청량. 그쵸 어떻게 보면 커플곡은 청량하죠. 네. 청량. 난, 난 청량해 근데 우리가. 형만 청량했나 아, 봐. 아, 아, 아 그러니까. 시큼. 넌 재밌던데? 아, 상, 상큼. 힙하지 힙한 상큼 아니야? 짠단짠 아니야? 그치 그치. 부르고 싶다. 짠단짠단. <laughs> 우스. 얘들아 오늘 너무 예쁘고 잘했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아 이걸 이런 걸 안 했네. 아한 곡씩 가장 아. 좋아하는 노래 말할까? 그러면 오케이. 트랙 중에 그래. 제목만? 그래. 오케이. 그럼 어, 저부터 어,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번 타이틀은 물론이고 어, 그 커플곡인 레모네이드가 오, 네, 좋다 좋다. 굉장히 좀 나이스하지 않나. 음. <laughs> 정말 나이스하다. 오케이. 나이스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뭐 역시나 어, 좀 컨셉이 그래도 확실한 스티커. 브링 더 노이즈가. 아오오 저는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분이 SM의 또 이제 3대 송라이터이시잖아요. 또 NCT 127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던 네.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노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저는 그러면 어, 레모네이드 핑크노이즈 어. 나왔으니까 저는 매직 카펠라에들어 가겠습니다. 메카라. 메카라. 저는 어. 내일의 나에게로 하겠습니다. 내나 음. 내일의 나에게 좀 다른 수록곡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고 음. 또 좋아서 네. NN NN 음. 그쵸 NN 음. NN 음. 내, 내일의 나에게 NN NN 내나 저는 로드 트립 음, 아, 아 트립 너무 좋습니다. 트립 리트윗 리티 어, 멜트 레모네이드 레몬네이드 레모네이드. 어, 어, 저도 레모네이드. 오, 레모네이드. And Johnny 다시 만나 다시 만나는 날. 내가 먼저 했다. <laughs> 내가 먼저 했다. 다시 만나 날. 내가 먼저 했다. j o h n n 다시 만나는 날 진짜 좋아합니다. 뭔가 맞아 맞아. 맞아. Promise you. 정말 다시 만나는 아, 네. 날이 생각이 나는 그런 가사예요. 네, 다 좋아. 이번 앨범이 다 장르가 다르면서도 아, 다 진짜 명곡인 것 같아가지고. 아, 맞습니다. 아, 띵곡이죠, 띵곡. 녹음할 때 또 신경을 많이 썼던 음. 것 같아요. 제대로 어 네. <clears throat> 정말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직접 만나지 못한 게 너무 좀 아쉽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자주 우리가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의 정규 3집 스티커는 9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에 공개되니까 호우. 잊지 마시고요. 음악 방송과 다양한 컨텐츠까지 찍었고 굉장히 또 많이 찍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찍을 건데요. 하루라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제 시작인 거 아시죠? 아시죠?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자주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시즌이들도 응원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아, 좀더 낮아. 그런데 아. 말입니다. 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그, 다시, 다시, 다시. NG. 그 자, 그전 사람 마지막 멘트부터 다시 아, 네, 할게요. 죄송합니다. 로 네. 카메라. 시드, 시즈니드 응원 많이 보내 주세요. 그란데 사이즈인데 말입니다. 어 이런? 아, 니 그러면 아리아나 그란데 말입니다. 야 이거 솔직히 아, 괜찮다. 아, 리아나 그란데 말입니다. 나는 나 좋았어. 방금 그걸 날라 그랬는데. 아 그래? 아 미안 미안. 아, 아, 아 이거 진짜 괜찮았어. 네. <laughs> 네, 그런데 말입니다. 아, 정규 3집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곧 나올 리패키지까지 와, 대박이야 진짜 저희가 진짜 정말 정말 열심히 달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네. 정말 진짜 저희 아시죠? 꽉 붙잡고 진짜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예. 가고 아, 있습니다 진짜 사랑해 진짜 와 근데 발수 방송 시작한 지 벌써 <laughs> 시계가 있네요. 한 시간이 넘었네요. <laughs> 시계가 아 있었구나. 시계가 아. 있네요. 우와, 여러분들 아, 있구나 오늘 방송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나도 좋았어요. 한, 오늘 뭐랄까 오늘 이제 또 뭔가 네 뭐예요? 벌써 프로부터가 저기까지 갔어요? 네? 네, 아, 네네네. 네, 네. 오늘 한 분씩 소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정말 아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아니요 해찬이부터 네. <laughs> 저부터 왜, 왜, 왜? 아형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해찬이부터 해서 <laughs> 이러지 말고 아, 이렇게 해찬이부터 해서 왜냐면 이렇게. 아 왜냐면 아, 인사를 아 여기부터 했으니까. 해찬이부터 하고 이렇게 돌아서 네 좋아요. 가 아.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럼 그 나할 얘기 없단 말이야. <laughs> 테일 그러면 엔딩 요정으로 갈게요. 네네 그럴게요. 네, 뭐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또 굉장히 스페셜한 어, 스포 브앱을 해봤는데. 또 굉장히 저희 완전체로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브이앱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사실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 지금 미리 체력 충전 해놓으세요. 와 감사합니다. 다음 테일이 형. 네. 아 정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앱을 제대로 모여서 어, 하고 어, 스포 저희가 이번에 정말 다 했거든요.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이제 네? 어, 미소로 때운다. <laughs> 저희 아, 아무튼 두분 재밌는 미소로 아니인데요, 요 아, 아, 나는 네, 해찬이, 네. 해찬이하고 이렇게 가서 진짜 이렇게 가는 줄 알고 네. 생각을 안 하고. 아, 이, 어, 형 미소로 그러지 말고 할 말 없으면 인스타 홍보 한번. 아, 아, 인스타 아이디는 해찬이가 지어줬고요. <laughs> 정말. 아무튼 정말 9월 17일 날 정말 많이 남았지만 저희 그만큼 그 시간들을 채울 만큼 찍은 것들 시켜야 돼요. 준비한 것들 너무 많으니까 많이 많이 계속해서 기대해 주세요. 뒷사랑 할 말 없게 다 해. 네. 아니, 형이 다해 그냥. <laughs> 아니 아니. 재훈이. 아, 네, 어, 일단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공백기도 가지면서 준비했던 오랜만에 준비한 앨범인 만큼 또 연습할 때도 더 재밌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다들 오랜만에 한 만큼 또 여러분도 함께 어, 즐겨주실 준비 제대로 하시고 저도 그리고 저희도 즐겁게 이번 활동할 테니까 활동 내내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Jay, Jay Young. Okay, yeah. Jay Young. What's up? What's up? I'm oh, Jay Young. What's up, baby? Yo, NCT 127. Long time no see. Wow.

네, 여러분 정말 거의 1년 만에 맞죠? 그쵸? 1년,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죠. 네, 네 1년 네, 너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정말 저희 다 같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때가 왔네요. 정말 이제 때가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달릴 일만 남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음. 끝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항상 <laughs> 오케이. 어, 해외에 계신 많은 와, 팬 여러분들도 진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이번 스티커 정규 3집인 만큼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기대 <laughs> 네.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어? 누가 했어? 네, 어,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그 시간표 보니까 시신이 분들이 이제 네. 또쉴 수 있는 시간이 9월 1일이랑 2일?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추석도 멋있 어. 추석도 멋있 멋있어. 네, 그 그만큼 우리가 또 준비한 게 많으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진짜 나올 게 많고 이제 네.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어, 우리의 컨텐츠 나오는 거 보는 시간이 정말 행복이었으면 좋겠고 바보 같아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스페셜 브이 라이브로 스페셜 브이 라이브로 네. 아홉 명이서 함께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네. 되게 스포 브이앱이막 되게 즐거운 <laughs> 뭐하냐? 즐거웠는데 어 마지막으로 스포 브 V앱인만큼 진짜 대형 스포 하나 해도 되어죠? 네. 네. 리패키지가 리패키지 앨범까지 하는 스포예요. 음. 어 저희 리패키지 앨범까지 어 SM의 엄마 아빠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정규화 리페이 엄마 아빠? SM의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유이사님과 켄지 누나의 노래로 리패키지 앨범 <laughs> 새로운 앨범컵 그거 같대 자켓이다. <laughs> 이거 다음 리팩 리팩 자켓이에요 여러분. 다음 리팩 자켓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아튼 그랬습니다. 다음. 네네 네. 준비해 다음. 아우 정말 스티커 이번에 정말 어, 앨범 진짜 좋거든요. 좋고 어, 뭐야, 뭐야. 정말 세계에 계신 취즈이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뭐해? 어, 아, 뭐하냐? 이런 즉흥적인 거 좋아. 아 일단 유태형 말도 집중 일단 해. 일단 네. 유태형말 집중하고.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니언이네 이를 안업한 <laughs> 놈이라서. 니온고로 한다. 니온고로. 니온고 집중해줘.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어, 아프지 마시고요. 어, 깜짝이야. 어, 요새 날씨도 조심하고 um, take care guys. Yeah. And uh, we got a lot coming your way. Um, it's been a while since we've been together, so uh, it's sure, the start. Sure. Get ready for uh, buckle in. Get sure. ready for the ride. Yeah. We'll be bringing the heat. KK. All right. Thank you. Bringing the heat. All right. KK. 좋습니다. KK. Good job, Mark. Okay. Mark. 네 오늘 형? 방송 네. 아 잠깐만. 네 오늘 방송 그러니까 <laughs> 아 잠깐만. 괜찮아. 아 이게 날것 같아. 이게 날것 같아. 이게 날것 같아. 좋은데. <laughs>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아. 시즌 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빠른 시일 내로 다시 시즌 이 분들을 찾아올 거니까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NCT 1 2 7이습니다 하나, 둘, 셋! 수업을 NCT! 감사합니다! Capture! 아유. 농땡 뭐야 뭐야 농땡 자 캡처할 수 있게 인사 많이 많이 해주세요